진짜 럭키야 우리 너무 사랑해서 이런 사랑하는 가족 나왔어 얘들아 오늘은 특별 날이야 오늘은 아빠 엄마 너 사진 이거 보여주고 어떤 궁금 질문 있으면 우리 다 대답해줄게 어, 오케이 너 질문이 있으면 다 물어봐 알겠지? 네첫 사진은 이거야 이거는 어. 확실히 나 어딘지 몰라고 누군지 몰라 근데 나 봤을 때 아마 4개월, 5개월 나야, 이거 나야 근데 이거는 누구야? 맞아, 나야 확실히 어딘지 몰랐는데 근데 옆 사람은 누구야? 엄마 나 엄마지, 아, 할머니지, 엄마. 할머니 할머니 어, 할머니지 grandma, grandma 알, 잖아 어. 아빠 그, 태양이랑 비슷한데? 우는 모습이 똑같아. 어, 태양이랑 똑같아. <laughs> 이거는? 아! 아빠랑 열친구열 친구? 아니, 음. 야,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삐줄, 야, 엄마 삐줄 수 있어. 이웃집 친구야. 여자친구 말고 이웃집 친구. 여자친구. <laughs> 아니야. <laughs> 이 사진 어디서 찍은 줄 알아? 소영 응, 근데 한국이었어. 여름 방학 때 엄마가 한국에 왔는데 그게 비키니 스윈스 컨테스트였어. 아 진짜로? 어, 나도 스윈스. 몰랐어. 어 스윈스 컨테스트였는데 누가 이겼을까? 엄마. 엄마도 기억 안 나.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 근데 엄마가 너무 이쁘지. 엄마가 제일 잘한 것 같아 <laughs> 고마워 아니 이거 어디, 어디서 찍은 거야 이거? 이건 할머니 집이었는데 크리스마스 day였어. 크리스마스 알아 왜냐면 선물들 여기 있고 아, 맞아 맞네 아빠 못 봤어 야 눈치 빨랐나? 저도 봐, 나도 봤어 아빠 너도 봤어? 그럼 얘기해 야 아빠 멋있지? n e x 근데 아... 네, 아빠 멋있어 <laughs> 멋있지 않은가 봐 알았어 아빠 기분이 안 좋아 아빠 얘 싫어서 오케이 알았어 다, 다음으로 가자 오케이 이거는 음. 누구야? 아빠 아빠 어디 있어? 맞네 <laughs> 근데 이거는 캘리포니아에서 나 엄마 쪽 어떻게 불러야 돼 이제? 친척 안, 아니 친척 친척들 그때 나 다섯 살 생일 때 근데 케이크 많이 먹었나 봐요 배가 볼록 나왔어 그 태양이 배 <laughs> 태양이랑 똑같아 누구야? 오빠. 오빠. 여기 이거 엄마 엄마 아니야 여기? 아니. <laughs> 너무 스키니 너무 그 색깔. <laughs> 아빠 생일 때. 어, 나 생일 때. 그래도 엄마 색깔은 더 브라운 더 좋아. <laughs> 고마워 태영이. 이거는 너 세션 때 진짜 중요한 사진이야. 왜냐면 일은 상화 안 생기면 너 셋이 안 태어날 수 있어 진짜로 너 몰라 아빠 한국 총 왔을 때 엄마 첫 데이시야 자기 옷 어디 갔어? 남산 너 어, 남산 타워 어딘지 알아? 여기 남산 타워 어 맞아, 저기지 맞아. 근데 그때 아빠가 한국에 처음 왔던 시간이니까 아빠는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엄마가 생각했어 어. 아마 남산 파월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갔는데 겁나 힘들었어 태영아 너 거의 안 태어날 수 있었어 그래 <laughs> 데이트 안 하면 맞아 앞으로 어, 앞으로 데이트 안 하면 너 너 하늘이 태양이 안 태어날 수 있어 아빠는 여기 와서 어떻게 생각했어? 그날? 이날 아, 여기 왜 왔어? <laughs> 이 너무 이쁜 여자랑 같이 있는데 여기 왜 왔어? 의미 없다. 어, 나는 슬픈데 그렇게 되니까 왜냐면 나는 이 데이트한 날 많이 잘 생각하고 여기 데리고 갔는데 거기도 점심도 같이 먹었잖아. 끝까지 기억하. 아 진짜. 알겠어. 아니 너무 힘들어서 기억이 안 나. <laughs> 지쳤어 그날 지쳤어. 그래서 그 뒤에는 아빠랑 데이트 안 했어. 근데 어떻게 어리애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이때는 태영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결혼식도 안 했지. 응 결혼식도 안.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데이트만 했어. 아 그래서 데이트 어, 두 번 했구나. 어, 두 번 하고 그러면 결혼식 했어. <laughs> 아 이거는 우리 결혼식 했어? 결혼식은 아니 이거 반지 있어 반지 있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주그 태영이 나기 전에 이거는 KBL 상 받을 때 근데 어 5월달이었어 5월, 5월? 4월 엄마 너무 이쁘지? 어 엄마랑 아빠 잘생기고 예뻐 아, 근데 어, 아빠는 하늘이랑 아, 맞아. 아, 하늘이 맞아. 엄마 아홉 살 때, 아빠 나는 열살때 우리 같이 치는 줄 알아? 그거 알았어? 몰랐어? 옛날에 미국 살았을 때 우리 같이 놀았어. 근데 그때 아이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런 생각 안 하고 결혼식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친했어. 근데 갑자기 한국 와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진짜 이런 이야기는 어려워. 진짜 럭키야. 우리 너무 같이 너무 사랑해서 이런 사랑하는 가족 나왔어. 저 얘들아 오늘 이 엄마 아빠 사진 다 봤는데 우리 가족의 중요한 모멘트인데 우리만의 가족 사진 만들 거야 알겠지? 네 <laughs> 좋아? 가자 <laughs> 엄마 아빠는 어디서 왔어?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 어떻게 왔을까? 음... 맞아. 비행기. 음, 이거 또뭐 붙일까? 음, 그리고 엄마 얼굴이랑 아빠 얼굴이랑 우리 프로포즈 알아? 프로포즈. 남자는 여자한테 결식 하고 싶으면 물어봐야지. 근데 좀 이쁘게, 특별하게 물어봐야 돼. 근데 아빠는 이거 초밥 알지? 초밥? 수시? 나는 그 우리 초밥집 가기 전에 나 그 셰프한테 물어봤어 이제 나 여자친구한테 결, 결혼식 했는데 여기 프로포즈 할 거야 이거 반지 좀 제발 좀 이쁘게 넣어주세요 그렇게 와이프한테 주고 그렇게 프로포즈 됐어 네 엄마한테 몰랐지? 몰라 음 이제 빨간색 그럼 엄마 아빠 사진은 어디 들어갈 거야? 가운데 가운데? 어 레인보우 무지개? 무지개. 아, 그래서 엄마 아빠 러브스토리 생각하면 무지개 대한 꽃이 나와? 응. 아, 너무 좋은데? 엄마가 엄청 열심히 이거 잘랐는데 어디다 붙일까? 음, 이야기 이거로 할래요. 두 개? 응, 이렇게. 하트. 오. 아. 하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무? 나무? 이거는 다이아드 끝났고 이제 태양이는 하트 나는 애기인데 엄마랑 아빠가 있어서 옷 입혀줬어 아, 오케이. 아빠 이제 이제 이게 예쁘잖아 음, 응. 이거 인정 이뻐 이뻐 그거 보면 너무 행복한 느낌 받아 똑같아? 생각이랑 지금? <laughs> 하늘이가 다 컨트롤을 했네 아 엄마랑 똑같은데? <laughs> 이게 제일 큰 피처 어. 이거는 우리 가족 이야기야? 이 사진 보면 사람이야. 아, 니 이게 가족 다 같이 만들었는 사진. 어, 그런 것 같아. 왜냐면 한국으로 왔어 아빠가 엄마를 내 프로포즈? 프로포즈 해가지고 여기에 붙이고 반지도 붙였고 하트가 여기도 붙 고어요 하트는 왜? 사랑해서. 맞아. <laughs> 그리고 시즌이 봄이어가지고 나무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레인보우도 만들었고 더 해피하게 그리고 남산 타워를 만들었고 남산 타워에 거기에서 한 번 데이트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하늘이 이거는 <laughs> 나 아기였을 때 나도 아기인데 태영아 너 왜 비행기 위에 있어? <laughs> 왜? 기저귀도 입고 <laughs> 왜? 아기처럼 아 옛날에 너 애기 있때 비행기 음. 탔을 때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좀 태양이 어디 있어 태양이 태양아 아 문제 왔어 문제 음. 제일 문제 사랑 양보하고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오빠를 좋아해요 너 양보 많이 해? 응 하늘이한테 많이 해 사랑해서 양보 많이 한 거야? 응 아빠도 원래 초밥 잘 안 먹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 근데 엄마 위에서 희생하고 그냥 초밥집 가서 프로포즈 했어 네 엄마 그렇게만큼 사랑해 음. 그리고 다 끝나고 아빠가 토해 아 그리고 나, 나 토도 하고 너무 저는 초밥이 좋아해요 <laughs>